got beans, greens, potatoes, tomatoes, lamb, lamb, pork. I got beans, greens, potatoes, tomatoes, lamb, lamb, pork. I got beans, greens, potatoes, tomatoes, lamb, lamb, pork. I got beans, greens, potatoes, tomatoes, lamb, lamb, pork.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너 때문에 심장이 I'm gonna shoot